파리지엔 감성 핸드백 브랜드 로사케이와 함께한 화보. 촬영 현장에서 종민아 커플은 장난스럽고 시크한 콘셉트를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남다른 케미를 선보였다. 연애의 맛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첫 화보 촬영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포즈도 함께 막 쳐보고 연습을 해보니 생각보단 덜 어색했다며 첫커풀 화보 촬영의 소감을 전했다. 서로의 첫 인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황미나는김 종민 오빠가 굉장히 남자답고 똑똑하다며 대화를 나눠 보면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로 김종민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김종민 역시 황미나와의첫 만남을 떠올리며 너무 예뻐. 서 첫눈에 반했다는 대답으로 황미나를 향한 애정을 보. 여줬다. 닮은 듯 다른 성격으로 찰떡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김종. 민황미나 커플은 14살이라는 큰 나이 차이가 있음에 또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김종민은 내가 외모만 늙었지 정신연령은 한참 낮다며 음. 황, 미나가 워낙 어른스러워 나와 정신연령 이 잘 맞는다는 말로 웃음 섞인 대답을 남겼다. 또한 101간의 연애를 해오며 처음으로 서로에게 애정을 느낀 순간을 묻자 황미나는 일기예보 방송을 할 때 종민 오빠가 모니터를 많이 해준다며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날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고 답하며 김 종민의 다정한 면모를 자랑했다. 리얼한 케미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종민아. 커플의 첫 커플 화보와 인터뷰는 앱스타일 매거진 이시. 19년 1월 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진 등호 s 타일 제공 김종민 황미나 커플 화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애의 맛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은 첫 화보 촬영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포즈도 함께 막 쳐보고 연습을 해보니 생각보단 덜 어색했다며 첫커풀 화보 촬영의 소감을 전했다. 서로의 첫 인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환민하는 종민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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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놨다. 이날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만남에 대해 어쨌거나 촬영. 잡힐 때 그때 아니면 볼 시간이 없지 않나 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또 생각해보면 미나는 일할 때만 보지 않. 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어 미나에게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며 미안함을 표했다. 이에 제작진이 김종민 씨는 얘기해서 푸는 성격 아니지. 안나라고 묻자 김종민은 안아서 품으려고 한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내가 화를 안 내고 뭐라고 안 하고 이런 것만이 착한 건 줄 알았다. 나의 감정을 표현했어야 하는데 스스로 억눌렀던 것 같다. 내 표현을 확실히 해서 헤어지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며 아쉬움을 전했다. 온라인 이슈팀 연애의 맛 황민아가 김종민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황민아는 10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막에서 김종민과 제주 여행을 함께 했다. 일출을 본 황민아는 2019년 소망하는 거 있냐는 김종민의 질문에 건강하고 우리 둘 다 아프지 말고 하는 일가 잘 되길 바란다며 나쁜 일 없이 무난하. 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민은 새해 소망으로 부모님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황민아는 오빠도 건강해야 한다. 아직 아기다라며 그를 살뜰하게 챙겨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김종민, 황미나 커플은 오나나 댄스, 타임으로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황미나는 김종민이 준비해온 담요를 목에 둘러주고 따뜻한 차와 영화까지 준비하는 모습에 왜그레요 자꾸마. 지막으로 볼 사람처럼 일하며 또 긴장했다. 하지만 김종민이 선택한 영화 노트북이 끝난 후 갑자 기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김종민이 직접 준비한 1일 이벤트 영상이 펼쳐지자 끝내 눈물을 흘렸다.